좀 더 끝까지 차고 예. 셋, 넷 계속 한 손으로 팔을 잡으시면서 하나, 둘, 더 빨리 따, 따, 따 일어서라! 일어서! 어서 일어서! Oh.